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못하겠어? 어 이게 다야 자 이리 와요 한번 들어가자 어찌 보고 한번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할 수 있어 이리 와

잘하네 잘하네